뭐야? 왜 연락 안 해? 무슨 일 있어? 아까 아침에 전화하고 계속 연락 없었잖아. 아무리 늦어도 이 시간까지 연락 안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. 뭔데 무슨 일인데 왜 연락을 안 하는 건데? 이제 내가 싫어졌어. 그런 거야?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싶고 그러는 거야. 그냥 말로 해줘. 내가 싫으면 싫다고. 그래야 내가 마음의 정리를 하지. 어제까진 좋다고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. 너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러지 마.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아파. 너무 아픈데 그런데 그래도 네가 먹고 싶어 언제쯤 연락 오나 기다리게 돼 너 놀지 마. 더 이상 안 사랑하는 게 네 잘못도 아니잖아. 마음 식은 게 네 잘못도 아닌 거잖아. 그냥 나도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줘 천천히 천천히 해줘 너무 단칼에 그렇게 날 세워서 찌르면 너무 아파서 터져버릴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천천히 밀어내줘. 이렇게 갑작스럽게 잔인하게 밀어내지 말고 천천히 위로내죠